멋지지 않습니까? <laughs> 튀니지 튀니스 편입니다. 처음으로 간 곳은 시디부 사이드입니다. 튀니스 위쪽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. 튀니지 시내에서 시디부 사이드까지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. 시내 기차역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길을 물었는데 자기도 시디부 사이드로 간다며 길을 안내해줬어요. 하... 메으씨 슈크란 <laughs> 차표 가격은 2디나르 기차 바깥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서울 당산역에서 합정역 갈 때 당산철교 건너는 느낌? 여기서 잠깐 인상적이었던 기억 나중에 그 기차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승객 중에 가방을 든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방에 BTS 전국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어... 그래서 바로 인터넷으로 전국 검색해서 그 여자한테 전국 사진을 보여줬죠 어? You Korean? 하고 놀라더라고요. 그렇게 그 여자와 그 여자 어머니와 함께 한국과 티니지에 대해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. 100% 실화입니다. 시디부 사이드에 도착했습니다. 하얀색, 파란색 건물의 조합이 인상 깊었어요. 이 하얀색, 파란색 조합의 건물이 티니지 전통 양식이래요. 오. 근데 이런 장소 한국인이라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? 음. 그렇습니다. 이윤 음료 <laughs>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리스 산토리니가 떠오르게 만드네요 얼마 안 지나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래 이거지 오. 여기가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한데 그 심플함이 건물들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이런 곳도 가게 됐어요 우와 <laughs> 요 앞에 부둣가가 보이네요 나중에 돈 많이 생기면 여기로 이민 와야겠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 가끔씩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자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요? <laughs> 아시아인 보기 힘들어서? 거기 카페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데 음료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 비싸요 그래서 화장실 이용할 겸 잠깐 사진 찍고 나왔어요 그 시장 돌아다니다가 비가 와서 비 피할 겸 샤르마 먹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게 4디나르였나? 괜찮았습니다 확실히 여기 둘러볼 장소이긴 합니다 튀니지 오시면 시리부 사이드 꼭 가보세요 좋다 다음 장소는 안토니우스의 공동 목욕탕입니다 이탈리아 폼페이 갔을 때 봤던 그 대중목욕탕 그거 업그레이드 버전 마치 워터파크 보는 느낌이네요 여기 설명하기 전에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카르타고 유적지입니다 입장권을 사면 그 입장권 하나로 하루 동안 카르타고 유적지 8군데를 다 갈 수 있어요 입장권 가격은 12디나르 절대 다른 곳 갈 때마다 입장권 사지 마세요 유적지에 관심 있으시면 하루에 다 가는 건 정말 어려우니 이틀 동안 24디나를 내시고 모두 가보는 거 추천합니다 여긴 목욕탕 내부입니다 확실히 진짜 크긴 크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기서 목욕을 어떻게 한 거지? <laughs> 거북이알인가? <laughs> 여기서 여러 로마의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비록 파괴는 됐어도 어, 이런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긴 하네요 부럽습니다 다음 장소는 카라타고 박물관이에요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폐장 시간에 맞춰서 슈크란 어머 거기가 야. 좀 아. 높은 곳에 있어요 거기서 튀니지 시내가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뭐 예전에 쓰였던 뭐 장식인가? 우물 아니야? <laughs> 부서진 뭐 자재 같은 거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박물관 와서 느낀 건데 조각상들 중에서 머리가 있는 게 단 하나도 네? 없었습니다 어 드디어 찾았네 머리 있는 거 사실 제가 갔을 때 거의 폐장 시간이고 현지인한테 들었는데 하필이면 또 이 내부 공사 때문에 안은 못 들어갔대요 어떻게 보면 딱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바깥만 눌러봐도아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르사 언덕이 있어요 카르 타고 건물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은 숙소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프랑스 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벨바르 쪽입니다 메디나와 신시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봤죠 근처 시장도 가보고요 우리나라 전통시장 온것 같네 그후 오래된 친구를 보러 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올파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어플을 통해 만났어요 알고 지낸 지는 4년이 다 돼가네요 4년 만에 실제로 처음 만난 건데 울파 어, 어, 어, 누나 봉주르 그녀와 밥을 먹었습니다 튀니지에서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 쿠스쿠스를 먹었어요 음. 아 볶음밥을 잘게 빻아서 그걸 그대로 네, 볶아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어... 물 없인 도저히 못 먹겠어 <laughs> 너무 퍽퍽했습니다 맛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후 버나가 하비브 부르기바 거리를 걷고 근처 성당에 갔어요 세인트 빈센트 폴 성당 건물 내부는 예뻤습니다 근데 이 건물 프랑스 식민지 때 지어진 거예요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다니 티니지 사람들 정말 open mind네요. 다시 한번 그날 함께 있어준 올파 누나에게 merci شكرا. 그렇게 티니지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 이집트로 갔습니다. 하... 이집트 극과 극의 나라였습니다. 다음 편은 이집트 여행 인트로 우버 사기 거지소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